아주 꼭 먹어야 돼 응? 갑자기 돼지 냄새 맡고 고양이가 왔습니다 <laughs>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울기도 울었어 아이고 귀여워 네가 통골에 들어갈 거야?

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귀염둥이네 응.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와 <laughs> 어디가 야옹아? 야옹아 어디가? 오 어, 바다 야옹이 <laughs> 엣지 있는데? 자꾸 쫓아와